빠바밤 빰빰 자 오늘은 바로바로 문어게임 풍선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이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커져요 오. 어,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어머나? 터진 사람이 커피 사야 돼요 하나 둘셋 오케이 생각보다 빨리 부르는 거 같다 자 할게요 다 떨어지, 떨어져 떨어져 알았어, 떨어져 알았어 다 떨어져 간다 다섯 번 다섯 번 와! 아! 아, 패스 코 10번 어! 아! 하나 둘셋 근 끝에가 그렇게 뾰족하지 않아서 바람의 신이시여 12번 넣어라 시작 바람의 신한테 뭐 잘못했나요? 와! 나 나, 누가 소리 질러가지고 어, 어, 터진 줄 알았네 열두 번! 열두 번! 자 갑시다 터져라!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, 여덟, 아 열, 열 원래 이런 거는 거침없이 막 해야 돼요 오 지금 여기가 찌부대기 시작했어 끝을! 말이 됩니까? 맞아요 지금? 이게 말이 됩니까? 패스 에라이 닭다리의 신이시여 닭다리의 신이시여 어 지금 문어, 문어님 계시는데 힘을 주세요 문어님 노하셨다 너 지금 문어, 너 큰일 났어 여덟 번 세번 세번세번세번세번 세번 무 무서워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가 눌리기 시작했어요